내 것이 되는 시간 선택 민이내 것이 되는 시간 내 것이 되는 시간 순진한 내숭에 속가 우는 남자들 헤이비 헤이비 매력에 흔들리고 있잖아 용기 내봐 다가와 날 가질 수도 있잖아 갑자기 아. 자자자자 자, 자, 자, 자, 가자 저 매일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 열 보고 내 하지만 부담스럽게 너무 도도해 보여 어떤 말도 붙일 자신이 없어 아니 야 괜찮아 그럼 부담 갖지 마 어차피 지금 나남 sang gió hiên